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 영상은 Rarekind 제품 중 cool tone 분들에게 정말 찰떡인 색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메이크업할 예정인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 찐템이라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제품들이에요 겨울 cool tone의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화려한 느낌이 들고 명도 차이가 정확하면서 차가운 느낌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색조 제품 소개에만 집중하기 위해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은 생략하고 들어갈게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레어카인드 첫 번째 미니앨범 시리즈 중 3번 브라운 팔레트를 사용해 shading을 할 거예요. 붉은기를 뺀 그레이톤의 자연스러운 그림자 컬러로 cool tone 분들에게 shading 컬러로 정말 추천해요. 또 글로우픽 shading 부분 위너로 선정된 인기 제품이에요. 먼저 2번 색상 리플레이 컬러로 이목구비 윤곽을 잡아줄게요. 저는 이 색상을 가장 좋아하는데 명도도 딱 적당해서 쉽고 세밀하게 윤곽을 잡을 수 있어요. 다음 아까보다 한 톤 어두운 1번 색상 브라운 플레이버로 광대와 턱선 윤곽을 쓸어줄 거예요. 이 색상으로 눈 전체의 음영을 살짝만 깔게요. 가장 진한 3번 돈스탑 컬러로 헤어라인의 빈 곳을 채워주고 좀 더 갸름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턱선 끝쪽에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이 색상이 애교살 그리기에도 딱이더라고요. 요즘 이걸로 애교살을 항상 그려주고 있어요. 레어카인드 첫 번째 미니 앨범 2번은 cheek와 highlighter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조화롭게 얼굴에 혈색을 주면서 윤곽도 살릴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pearl이 가미된 샴페인 핑크 라벤더 컬러로 cool tone 분들에게 찰떡일 수밖에 없는 색구성이에요. 이제 1번 all day 컬러로 얼굴에 highlighting을 줄게요. 샴페인 컬러에 오팔 pearl이 들어가 있는데 pearl 입자가 하이라이터치고 살짝 굵은 편이라 daily로는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화려한 look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cool tone 분들은 화려한 pearl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다음 3번 라벤더 컬러를 광대 쪽에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살짝 터치해서 화려하고 시원한 느낌을 더해줄게요. 컬러감은 거의 없는 편이라 전체적으로 차가운 실버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이 제품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애교살에도 발라 애교살을 강조해줍니다. blusher는 lovely한 look이 아니기 때문에 2번 흉기가 도는 핑크 컬러로 혈색만 주는 정도로 살짝 터치해줄게요. 색감이 연한 편이라 발색이 과하게 될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eyebrow는 아까 썼던 shading 팔레트 3번 don't stop 컬러로 먼저 속눈썹을 채우면서 대강 shape을 만들게요. 눈썹 모양과 최대한 비슷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살짝 얇게 그려줄게요. 다음 pencil brow로 좀 더 정돈돼 보이게 빈 곳을 더 그려줄게요. 다음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화려한 오팔펄이 들어간 핑크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할 거예요. 손가락을 사용해 눈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살살 퍼뜨려줍니다 색상이 거의 없는 편이라 아주 약한 음영감과 적당한 입자의 펄이 깔끔하게 화려한 느낌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사용했던 shading 팔레트에서 3번 don't stop을 사용해 눈 앞과 끝, 삼각존 음영을 조금 더 줘서 그윽한 느낌을 더해줄게요. 다음에 사용할 제품은 샴페인 컬러의 라벤더 느낌이 강한 pearl shadow를 사용할 거예요. 화사한 느낌이 강해서 눈두덩이나 애교살에 포인트 주기 좋아요. 이 제품으로 애교살과 눈 앞머리를 강조할게요. 다음 블랙 붓펜 라이너로 점막을 채우고 꼬리는 길고 날카롭게 빼줄게요. 다음 마스카라를 사용해 속눈썹 볼륨과 curling을 살려줍니다. 다음 레어카인드 over smudge lip tint take off 컬러를 바를 건데요. 이 제품은 푸른키 도는 hot pink 컬러에 레드 한 방울이 섞인 색의 보들보들한 벨벳 tint예요. 요즘 이 tint를 자주 바르고 다녔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조합이 잘 맞아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cool tone 분들이시면 모두 만족하실 색상이에요. 이 tint가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12월 27일 랄라블라 전 매장에 입점될 거라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에 가서 직접 테스트해보셔도 좋아요. 다음 사용할 제품은 핑크 블루펄이 차르르 들어간 투명 lip gloss예요. 푸른빛이 강해서 색이 있는 lip 제품 위에 덧바르면 차가운 느낌이 강해져요. gloss를 입술 위아래 가장자리에 살짝씩 얹어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번 메이크업도 잘 보셨나요? cool tone이시라면 전부 찰떡일 만한 제품들로 겨울 cool tone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pearl이 들어가 화려하면서도 색조는 포인트를 주어 깔끔한 느낌을 주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W 컨셉에서 레어카인드 cool tone 박스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쿨톤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이번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